안녕하세요 주페너입니다 최근 하스펀에 대전 게임보다 전장 영상이 주로 올라와서 아쉬운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리머분들 대부분 전장을 하고 있다 보니 전장이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곧 12월이면 새로운 확장팩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일반 게임 영상도 점점 늘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시고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이게 뭘로 갈까요? 성군 헐! 어 하지만 내가 먼저 때렸고 어 근데 존나 무섭네 와 제대로 때렸다 어 남자 리븐 어 뭐야 헐아 그럼 몇 개나 뭐야 이거 어 잠깐만 어 뭐야 어? 어? 아그 야수가 없는 어 니네가 야수구나 그, 래 나이스 <laughs> 나이스 좋았고 다음 나왜 이렇게 운이 좋아 잘하셨어요 나 운이 너무 좋아요 어? 아니라 나는 뭐 왜 왜? 어 뭐야 이거 왜 냈어? 이거 냈어야지. 드레스창. 아 근데 얘가 너무 좋다. 얘가 너무 쓸만해. 어? <laughs> 어? 뭐야? 맑아잖아. 이거 맑아잖아. 왜 그 이식을 못해 이거 말가잖아 그래서 샀어 이야 <laughs> 아씨 하나 팔아야 돼이가 <laughs> <laughs> 정말 뜨거운데요?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여기에 두 개 들어가지죠 아 이거 써야겠다 안타깝네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친구야 나 레범 눌렀다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친구야 레범 눌렀다고 사인을 보내 사인을 보내 너도 레버해 사인을 보내 빨리빨리 찌릿 찌릿 찌릿 찌릿 사인을 보내 레버 눌러라 안 누르네 오케이 <laughs> 시그널 통했어 오케이 찌릿 찌릿 통했어 일부 리그 홈팔로 이기고 펜수로 밀어붙였던 2부 리그에선 정신을 못 차리네. 6969 맞힐라 그랬던 거야. 알지도 못하면서. 어이 젊은 친구 69 W가. 오케이. 이걸 사는 게 맞아. 이거보다. 종수 피셜 병건이 하스 잘하는데 피지컬이 딸린다. 과중 태우다가 실수한. 종수가 마음이 참 착해요. 내가 제 친구라서 립서비스를 그렇게 해준 것 같은데 정확해 그냥. 차수도 못하고 피지컬도 약해 얘가 얘를 쳐줘야지 바보야 씨발한다 지 아주 그냥 아유 나가 죽여 그냥 아유 연병을 하고 있는 거 어? 아나 맨날 졌어 8등이야 어? 아 됐어 이렇게 하면 돼 골드린 골드린 쓸데없이 buff 빼먹음 그렇긴 하네 실력으로 발, 리면 되니까 상관없어 실력 몰라? 아니 등을 못한 거야 뭘 잘한 거야 야 이렇게 20억이 되면은 방우도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납니다. 방우도는 1000, 만1 0만1 0 0만1 0 0 0만 억, 13억 4,217만 7,286이네요.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? 아, 언더테이커 맞구나. <clears throat> 그래, 언더테이커, 아니, 언더테이커일 것 같더라. 연병! <laughs> 너 속공인 거 근데 내가 알잖아 이제?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어... 필요 없는데? 필요 없는 애들만 나왔네? 후하 후하 코볼트야? 어,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어? 아! 아, 하수도 개꿀잼이야, 진짜. 동안 뭐 하자 아, 그 밥은 나중에 써도 돼 어차피 6마리밖에 안 나오니까 정의를 실현하리라 <laughs> 맞아 봐야 이게 내가 아 내가 버티기만 하면 안 되는구나 전설가 뚜둥뚱 뚜둥 전설카 다 야생간 거 아니야 근데? 아닌가? 교령이 아직 남아있나? 뚱뚱뚱뚱 뭐야 미친 <laughs> 싫어하냐?